잘 되시죠? 아니, 네. 외희 공부하고 있는 양자열이라고 합니다. 네. 천재 등록. 아, 천재 등록. 네. 혹시 국제 공부 1등 하셨어요? 어, 서울국제 공부이라고. 네. 아. 그... 그러고 다음 해에 차이스키 공부이라는 곳에서 3등. 아 천재 아니에요? 천재 아니에요? 네. 아 그러면은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뭐, 죄송해요. 천재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천재가 아니면 나가시면 된다니까요.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주를? 혹시 뭐 원하시는 연주가 있는지? 파가니? 파가니? 파가니? 네, 아, 파가니는 좀 알아가지고. 근데 혹시 그 지휘라는 게 바이올린은 모습만 봐도 나 약간 천재 이런 게 있는데 음.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피아노 반주 해보셨죠? 뭐 바이올린 소나타 그런 거. 아니죠. 나는 김사장인데. 아, 그러니까 음. 아주 간단해요. 멜로디가 커야 될까요? 반주가 커야 될까요? 멜로디가 커야죠. 그러니까요. 멜로디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그거를 캐치하고 아, 거기를 이제 아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좀 커지게 시키고 싶어요 점점 크게를 원하시면 점점 크게 지휘를 하면 되죠 어... 일단 나비야 가능하신가요? 나비야요? 네 원, 투, 나비야 나비야 굉장히 올라가네요 약간 이거는 좀 억지긴 하다 이게 어때, 어때요? 봤을 때 결국에 다른 들이 캐치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아, 결국에는 숟가 연주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마, 담당하고 있다 네. 네. 모든 거는 모든 거는 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혹시 경민님도 그럼 지휘 쉽다는 말씀이요아 저요? 직접 지휘 해보시면 어떨까?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집에 들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모으면서 지휘를 하라고? 누굴 데리고 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단원들 준비했어요 저희 연주를 같이 도와주시는 아르스 앙상블 연주 여기까지? 네. 다 오셨어? 네말 네. 해줬어요 어, 말하지 말랬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 진짜 계시네 네, 제 다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하고 여기 무서운 자리다 거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가 머릿속에 없어서 그래와 진짜 때리고 싶다 어떡하면 좋아 이 사람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특수감을 위해서 인트로 가보면 어떨까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봐 아, <laughs> 물이 무거한 거예요? 보배고요 어. <laughs> 제가 누나 씨따라갈요 여기. 뭐, 뭐, 배고? 뭐 이상한 소리야. 아, 네,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걸로 같이. 네. 오! 네. 내가 곧 진이다. 아, 네네. 네. 직접,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주자들이 결국은 캐리를 하는 거기 구조기 때문에 네, 네. 김경민 지휘자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시면 김동현 바이리스트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주시요 양자열 지휘자님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주시요네 됐습니다 틀리만 아, 이거건 우리가 이긴 게 아닌가 네 이거는 아, 우리가 이겼다. 당연하죠 그런 1등을 하니 경민님 투표하신 분 중에 다시 손 드실 수 있나요? 아유 예, 예, 예. 네, 김경민 지휘자는 음, 처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앞에서 예비박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주는 자세가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김경민 씨 정통자랑 비정통자랑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저는 용을 매니다 그래도 지인이라고 여러 학비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비도 가지고 있고 단원 한명한 명을 다 이제 컨택을 할수 있는 그런 진정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아까 딴딴딴 딴딴 딴딴 딴딴 따가다가다가 딴딴딴딴 한마디예요 근데 한마디 안에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걸 두 개를 집어넣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달라요? 한마디에 한 피규어가 들어가야 돼요 두 마디를 꾸겨 넣어요 그렇죠 배틀을 어떠셨어요? 항상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럼요 <laughs>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천재 임명장 드릴게요 일단 아. 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또 바이올린으로 지휘를 하셨으니까 두 분에게 다 플랫점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악기사에 인쇄가 안 돼가지고 <laughs> 수기를좀 섞은 당신을 천재로 인정합니다 어때요, 선생? 어, 네. 날, 짜는안 적으세요? 날짜요? 네. 아, 그못 봤어요.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아, 오늘 악기사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재미, 재밌으셨어요? 네. 그럼 혹시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김선아님 소리만 해주세요. 선글라스가 있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